hard enough. Just a bit more. That's okay? Yeah. If you put have both hands, close your eyes and make a really big wish. Okay. Thank you. 저기는 즉석 식품도 양이 많다. 너 지금 그거 보고 많다고 하는 거야? 많지 않아? 야, 진짜, 진짜 코딱지 보고 그러지 마. 보여주려고 찍은 거야. 봐봐, 다 먹었어. 야, 살다, 살다. 다 먹었어. 이 코스크스가 성장했어요. 맛있네. 아니, 뭐야. 미쳤어. 음. 음.